It's gonna be special 새로운 날이야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두근두근 거려 새로운 날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간지거리는 기분이야 널 찾아내